봤어? 잡았어 지금. 표정. 어, 잡았어 지금. 어 감정 잡았어. 하양 연기 철새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뭐하보겠어요 여보 네?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? 어이 어쩜 좋아 어린 용부는 오늘 밤도 빨그리다가 이제 막 잠이 들었어요 동서딸 개나긴 밤 북풍한 사물아 칠듯 가고 백년이 가도 부지